여기서 데뷔하는 게 제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독하게 할 거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. 와, 이 친구는 4년이 넘었어. 경력이 가장 오래된 것 같은데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솔직히 어떤 지원자보다도 제가 제일 간절하지 않을까 데뷔를 하기 전까지는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키큰 사람 여기 <laughs> 첫 번째 지원자는 무대로 이동하세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첫 번째로 할까? 갈래 나갈래요? 매 빨리 맞을까? 진짜 떨린다. 어, 최세훈이에요. 어, 어떻게 나도 떨리는데? 안녕하세요. 세훈입니다. 22살이고 특기는 중국어, 영어, 작곡, 작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첫 주자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좀 있어요. 본인의 이제 실력이 드러나니까. 근데 첫 순서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. 기준이 안정져 있으니까. 아, 그거 말 된다. 음. 무대를 시작합니다. 스탠바이. 스탠바이. 우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. 진짜 집중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전히 내 거짓말 같아 눈 떠보면 너의 보이는 노예 Girl 네가 부르는 내 이름 모든 내 거침에 아름다워져 새로 피어난 너를 원해 Talk to me babe It's magical 해열할 수 없어 너에게서 지금 약간 모든 근육들이 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. 그런 제가 제가 좀 많이 아쉬워요